아이야아이야아이야 상사의 사랑 까트 까트 아야야 바람처럼 스쳐간 까트 <laughs> 아 도대체 어떤 빨리. 영상이 나오길래 어. 아유 아우 역시 아. 점심 후에 먹는 이 따뜻한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맛있다고 뭐 부장님 오늘 어, 회장님 뭐 어디 미팅 가셨다고 하더니 우리가 좀 여유가 있- 있나 보네요 자유시간 좀 주십니까? 어좀 네. 이제 어, 점심도 <laughs> 네. 먹었으니까 천천뭐또 핸드폰도 좀 보고 어, 좀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소희들은 뭐 하고 있나? 예, 저는 지금 그 계속 업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저기 대리랑 팀장 저건 우리 인턴의 자세를 배우란 말이야 어떤 자세? 그, 점심 먹고 커피까지 내가 사줬으면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왜 화가? <laughs> 화를 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대본대로만 아, 가 그래서 어쨌든 간 좀쉴겸 해가지고 아니 쉬지 말라고 방금 화내놓고 대본대로 가는 거야 자, 요즘 직장인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뭐 들어봤나? 아 직장인 밸런스 게임은 안 해봤어 이번 참에 우리 완판상사배 직장인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죠 면접관이 전 A인데 면접 중 같은 조언이 전 A 면접 중 같은 조언이 전 A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면접 중 같은 조언이 전 애인인 게 낫지 어, 않습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 애인이 면접을 보고 있다면 아 힘들 수도 있죠 겠 일 때문에 헤어진 둘인데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일이냐 사랑이냐 아, 아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아 민망하고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 그래서 두 번째가 애인과 한시간 싸우기 그리고 상사에게 한시간 혼나기 저는 차라리 애인과 한시간을 싸우겠습니다 왜냐면 싸우다 보면 저의 논리도 펼 수가 있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싸우더라도 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을 잘하는데 성격이 거지 같아요 일은 굉장히 못하는데 아, 성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 일 못하면 성격 도안 좋아 보이기 좋다고? <laughs> 일을 못하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랑 하면 내 성격이 나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음. 술안 마시면 혼내는 혼대 회식 장기자랑 준비해야 하는 개인기 회식 아, 니 무조건 난 밑에는 신나가지고 갈것 같은데요 아, 이게 사실 어, 어, 어 야, 어, 어, 네 완판 상사 이기광 부장입니다 10초 홍보 영상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 완판 상사를 홍보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자, 10초 홍보, 영상이라 아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어, 어, 어, 니다 한참 친한다 헤드라 그러면 어떡하나 인턴 <laughs> 카메라도 빌려왔습니다. 어. 아 좋아 좋아. 네. 아. 그냥 뭐 아이디어 뭐 자유롭게 판넬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 어. 이게 뭡니까? 네 컷 정도로 저희가 할 건데 그림 또 그려주시고 네. 콘티를 예. 짜서 내용을 좀 예, 적고 내용을... 손인톤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곧 부장되겠어요? 예 한번 또 탈환해야죠. 그래서 <laughs> 일단은 그림은 그림은 우리 양 팀장이 그려야 되지 않나? 아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래 책상에 글씨를 책상. 내가 그러면 글씨를 내가 한번 적어보겠네. 자, 여기서 보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잖아. 그래 바로 완, 너무 대놓고. 아니 이거 패러디니까. 지금 뭐 보십니까? 어 혹시 뭘 베끼려고? 아이 뭘 베낍니까? 우리 회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뭐 완전히. 타이트로. 산에 <laughs> 진짜 그림 예쁘신다 <laughs> 일단 1 0할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씩? 이 누군가 이거? 자리 가시죠 그 미리 좀 아니 저 촬영 좀 하고 계십시오 연습한 네. 네, 하십시오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 요새 홍보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고 아 맞습니다 나왔어 아 홍보 영상 나가면 이거 네. 애플 사과톡에서도 따라할 수도 있겠어 아 맞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끝, 끝, 아 좋네요 된다. 우리 팀의 아. 콘티입니다. 예. 양 팀장, 양 팀장, 양 팀장, 양 팀장. 왜 양 팀장만 나옵니까? 오늘 부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 <laughs> 아니 마지막 또 반전이 있기 반전이 때문에. 전의적이지 않은 부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직접 우리 팀장의 모습을 찍겠다. 뭐 BGM, CG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저는 그거 좋던데 아, 그 필요하십니까? 아 아, 요새 아, 말씀, 요새 그, 아, 그 양머시깽이가 부르던 아그 양머시깽이 그걸로다가 깔아볼까요? 아, 잠깐만 신기루 아. 아, 그런 노래가 아, 그걸로다가 나오면 아 좋아요 좋아요 환상사를 훅보해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아 뭐야? 이구동성 게임이야 뭐야? 이렇게 길게 <laughs> 설명을 했는데. 아, 아, 아 가장 중요한 초필살기다. 2인 독백. 네, 뭐 그런 느낌. 독 그림 누가 그렸어요? 손이 왜 이럽니까? 아, 윤대리님이 또아 그렸습니다. 저희는 좀 대사 위주로 가고. 어, 그쪽도 BGM 필요 없어요? 저희, 있어야 됩니다 BGM. 신기루 <laughs> 필요 없어요? 어,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신기루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얼굴에 한번 대시실 수 있으시니까 어! 어! 어 두바라기 어! 야 욕심낸다! 어. 윤대리 욕심낸다! 야 이거 이거 어! 어 김은국 선배님!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라 약간 이런 중절모 스타일로 그 어! 어! 도환이! 어, 이보게 도환이! 어. 바람처럼 스쳐가는 어 이복의 두아이 무어이 바람 처럼 스쳐가 저물거한 팀씩 한 번 촬영을 해보도록 아 알겠습니다 하자고 예. 자 가겠습니다 자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laughs> 자 반갑습니다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완판 상사의 예. 양 팀장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홍보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네. 그 10초 땡! 끝났어요? <laughs> 어떻게 할 겁니까? 10초. 10초 끝났어요. 본인들도 편집할 거잖아요. 넘어가요, 넘어가. 자, 바로 한번 완판 상사로 사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 완벽한! 판! 판매 스킬! 상! 상사의! 사! 사랑! 바로! 완판 상사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고 자,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어쨌든 자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아, 아 원테이크 아, 닙니다 우리 예. 자, 잘라갑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찍은 어, 투샷 그래. 마지막에만 도와주시면 아야야 <laughs> 근데 뭐이게 겁나 난다 일단 1 0팔수 너너 앉아 휴 작고 쉬운 것부터 깍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다른 각도 다른 각도 하나씩 하나씩 자 투샷 저희 도와주십시오 아니 둘이 코스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자 아이야 <laughs> 아이야 아이야 큐 와우 까트 됐어 자 들어가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큐 몸이 뭐야 <laughs> 큐 아, 기특해 아, 내가 좋아진다 아 도대체 어떤 빨리. 영상이 나오길래 아이 큐 어? 야 너도 팔 수 있어? 자식 짝짝득 자 어. 이거 편집해서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오늘 고생이 많았고 자 퇴근들 하도록 하자 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laughs> 밖에 자외선이 저이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게 자 반갑습니다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왕판상사의 예. 양 팀장입니다 사행시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완 완벽한 판 판매 스킬 상 상사의 사 사랑 바로 아이고 예 <laughs> 이것이 완판 상사 네, 이부장입니다 예 여러분 완판 상사 화이팅이에요 일단 100%수있다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와우 아 키트캣 광대가 좋아진다 야 너도 팔 수 있어 자식